오늘의 그만유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6층에 올라가서 관리 선생님한테 좀 뭔가 배울까 하는데요 바로 여드름 제대로 압출하기 제가 사실 병원 짬밥만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보고 듣고 그냥 어깨너머로 많이 보다 보니까 어 여드름 나도 짤 수 있겠는데 침 놓고 그럼 어, 짜면 되네 싶어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되게 많이 짜, 짰었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좁쌀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가지고 지금도 보면 여기도 있고 턱 아래에도 여기도 있고 무식하게 짰어요. 막 나올 때까지 막 힘을 줘서 짰는데 그 결과는 엄청 참담했어요. 피도 많이 나고 살도 밀려가지고 살갗 까지고 흉터 나고 뭐 한달 정도 그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상처가 더 이상 이룰 순 없다 이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올라가서 한번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압출하는지 상처가 안 나게 예쁘게 잘 짜는지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압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드름 부위를 알콜솜으로 닦아준 후 여드름이 잘 나올 수 있게 길을 터줍니다. 바늘은 멸균 주사침 또는 사열침을 사용합니다. 이제 압출기로 짜겠습니다. 집에서는 꼭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나올 때는 면봉을 사용해서 양쪽으로 눌러주면 더 잘 나옵니다. 문제 의 여드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마 라인 여드름 가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흰 알갱이가 잘 보이면 살짝만 찔러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마 중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나왔다 역시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압출 후에는 피부과에서 머미라고 부르는 진정팩을 해드리는데 집에서는 이거 대신 미리 냉장고에 넣어놓은 정수기 물을 묻힌 화장솜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떼시고 재생 패치를 붙이면 됩니다. 오늘의 그만유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그만할게요. 그만유 안녕